자 아, 2017년 치즈필름 신입생 환영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박, 박수! <laughs> 덕분에 우리가 다섯 명을 넘어서 해부는 면했어요 우리가 신입생들 자기소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? 안녕하세요 17학번 문창과 이예주입니다 와, 17학번 디자인과 김정은입니다 사학과 13학번 김진철입니다 다들 너무 환영해요 한잔해요 짠 몇, 몇 살이지? 스무 살이요 딱 좋은데 차이가 그러니까 그게 말이지 사격이 말이야 이렇게 딱 관역을 보고 숨을 들이마시고 몸에 진동을 줄이고 목표에 집중을 해서 빵! 방아쇠를 당기면 되는 거예요 <laughs> 무조건 쏘면 은 headshot인 거지 headshot! headshot! 해가지고 double kill! multi kill 헤드샷! 선배 지금 그러니까 여우배한테 군대랑 게임 얘기 동시에 하고 있는 거 알아요? 군대에서 게임하고 축구 나 따라온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저... 저 막차 시간이 다 돼가지고 먼저 좀 가볼게요 네. 집 가세요? 아... 어... 나 뭐 할 게 있어가지고 <laughs> 너 언제 가는지만 기다리고 있었다 아 근데 너 막차 시간 한 30분 정도 남지 않았나? 아... 어, 어떻게 아셨어요? 아 그치 이상하지 아... <laughs> 아 너 저번에 삼호선 타고 가는 거 내가 봐가지고 아, 아, 물론 우연히 물론 우연히 봤지 너에 대한 건 잘 들리더라 아 그러고 보니까 남자친구 있나? 이렇게 술자리 남자친구가 걱정하지 않아? 없어요 남자친구 아싸 아, 그럼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야? 아직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<laughs> 여중 여고 나오고 뻔하죠 아 여기 어, 어, 이상입니다 나도 나도라고 하면 없어 보일까? 하긴 스물셋 먹고 연애 한 번 못 해본 게 자랑은 아니지 보통은 어떻게 사귈까? 사귀자 라고 하면 되는 건가? 아니면 좋아해 <clears throat> 좋아해 좋아한다 좋아해? 좋아해 네? <gasps> 숨을 들이마시고 진동을 줄여서 목표를 향해 나너 좋아해